Do you still study Korean by yourself? If you study Korean with Korean Click, it's free. You can do it well. Korean Click will make you a Korean and will help. 습니다. 저는 자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러 가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future. 자러 가고 있을 거야. no, no, no. 나는 자러 갈 거야. 가글 갈 거야. <laughs> 예, 나는 나는 자러 갈 거야. 나는 아 저는 자러 갈 거예요.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Okay, you 나는 자러 갈 거야. 저는 자러 갈 거예요.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Very nice, very nice, very nice. 야, 거야, 거예요, all future, okay? I'm eating. I, 아, I'm, I, I'm with eating. 나는 먹을 거야. 먹을 저는 먹을 거예요. 거예요. 갈 거예요. 오케이? 거예요. your 어, 어, future. 오케이? 자, 어, 무바스 무바 무바스 맞나? 무바스 무바스 네, 선생님. Okay, number 2 and the number 3 and number 4. Okay, let's go. 나는 나는 자러 가고 있어. I am I am going to bed. going to bed. 네, 선생님. Let's go. 나는 자러 가고 있어. 저는 자러 가고 있어요. 저는 자러 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현재, 과거, 미래까지 했죠? 나는 나는 means I. 자러 means the uh, sleep, sleeping. Okay? 가고 is uh, go, going to. Okay? 나는 나는이 I죠. I, I. Okay? 자러, 자러, to go, to go. Okay? 자러 네. 가고 있어. going. going to, okay? So I'm going to bed. 나는 자러 가고 있어. Okay? Let's go. 네.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이루크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 저는 어제 공부했습니다. 저는 어제 수업에서 공부했습니다. 나는 공부했어. 저는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공부할 거예요. 나는 어, 다음 주에 공부할 거야. 아, very nice, very nice. 자, 모이님은 중간에 저걸 붙였지. 원래는 저는 원래는 저는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모이님은 어, future를 future를 어, future를 했으니까 내일 tomorrow 투머루가 피처잖아요. 어, 그죠? 저는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자, 화영님, 렛츠고! 아, 저는 지금 해리삼랑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 코리안 클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친구랑 공부하고 있어. 저는, 아, 저는 어제 모이랑 공부했어요. 저는 어제 코리안 클릭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나는 어제 어, 아빠랑 공부했어. 저는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어, 코리안 클릭에서 공부할 거예요. 나는 내일 남자친구랑 커피숍에서 공부할 거야. Wow, Wow. 100%퍼펙트 완, 완전 완벽해. 문장 문장 문장 만드는 자체가 와 정말 잘했어요. 야 우리 화영님 많이 좋아졌네. 어? 자 우리 따냐님 let's go. 네 선생님 아 저는 지금 HiLokal에 공부합니다. 아 저는 나나나나나나나 No, 저는 지금 HiLokal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Now, okay? 아, 네네네. 저는 지금 HiLokal에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맞아요? Very nice, very nice. Let's go. 음, 나는 지금 어, no, no, no, no, no, no, no. 너 나는이 아니라 넘버 투면은 저는 들어가야지.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어, 어, first and second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오케이? 넘버 투. I am studying. I am s t u d y i n g 라고써 있죠. 그러면은 어, 아, 알 아, 아, 이거 이거 음, 네, 네, 네, 네. 그러면 알았어요, 저는 네, 공부하고 알 있습니다라고 하고 저는 공부하고 네, 네, 있어요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는 공부하고 있어라 이걸 해야지. 네, 선생, 네, 선생. 오 아, 저는 아, 지금 아, 하이로컬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지금 아, 선생님도 공부하고 있었, 아, 있어요. 홀던, 아, 나는 홀던, 홀던, 홀던. 저는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선생님하고 있어요. 예,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네. 선생님하고 아니면 저는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있어요. 랑, and 하고, 오케이? 네, 선생님. 오케이, say again. 저는 저는 어, 선생님, 어, 선생님이다. 어, 선생님하고 있어요. 뭘 있어? 공부하고 있어. 공부하고 <laughs> 있어요. 오케이. 아, 저 나는 공부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지금 공부하고 있어. 아, 저- 저는 어, 어제 어, 꼴랑 다섯 병 청두 청- 두는 먹을 거야. 먹을 걸? 먹을 걸 먹을 걸 선생님 먹을 거 거야. 먹을 걸 먹을 먹을 건 you think about, okay? 아 Just you think, okay? 먹을 걸. 네 okay. 선생님. Okay. 그렇지. 하영이 아, 하영이는 어, 소주 어, 소주 다섯 병 중, 중동 먹을 걸 먹을 거 I'm sorry. I'm sorry. I'm I, I'm mistake. 먹을 거야. 네, 선생님 먹을 거야. Yeah, yeah, yeah. I'm sorry. <laughs> 아, 괜찮아요, 선생님. 오케이. Okay.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있잖아요 맨 처음에 동사 어, 배웠고 동사 오케이 근데 동사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를 배웠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지금 어, 한국에 대화하는 법 한국에 대화하는 법인데 제가 요거 그대로 우리 한국에 그대로 내가 한번 어, 어 다시 한번 어, 말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오케이. This one use the uh, we we meet the uh, uh, 소개팅. 소개팅 means the we are uh, Korean uh, guys uh, three people and the girls three people. Okay. You making the girlfriend we choice very very funny. Okay. So 자 화영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영이는 오케이. Okay?